투표요? 여러분 노봇 노보이스 투표하지 않은 자 말하지 말라 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멋있긴 했지만 저도 사실 수트에 투표를 했거든요 한복도 멋있었을 것 같아요 완전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면서 약간 현대와 과거의 조합이랄까 좀 멋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복 해다했습니다다 너무 이뻤는데 한복은 뭔가 저희가 컨셉상 당장은 할수 있는 게 없고 저희도 보겠는데 음. 사실 슈트도 너무 좋았어요. 멋진 슈트로 오늘 막방을 마무리하게 된것 기분이 너무 좋고요. 또 막방이 추첨해서 좋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말이 잘 됩니다.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오늘 한번 막방 한번 부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있죠. 원래였으면 한국을 득했을 것같은데 스투가 가장 그 잠옷을 이기기 유력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저는 어 이거 괜찮은데? 오늘 막방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. 네 글자로 됩니까 혹시? 라이온 자. 아, 투표했습니다. 저는 뭐 정당에 바로 투표를 했고요. 네, 한35% 잠옷이었을 때도 슈트 29%쓸 때 그때 제가 바로 라이온 TMR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네, 막방 기념으로 서버프리 하나 생겼어요 <laughs> 그렇네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걸 투표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라이언 여러분들에게 투표 기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네. 네.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런 말 하면 어떡하십니까? 어, 어 미안 미안 미안. 공정한 투표를 바랬단 말입니다. 악당 아니었습니까? 그래서 지금 멋있게 입고 있는 거죠. 딱